블루팀 이겨도 그래도 올라가겠지 오케이 큐벌이다 큐벌이네 원샷 길드네 어우야 서로 신경전이 좀 거센데요? 쉽진 않겠어 작성하겠죠? 오케이 이상형 어 야야야 깜짝아 야 올라오는 거 보고 어우야 커튼턴 걸렸다 자리 바꾸고 아 성급했다 이거는 다시 잡아주고 어? 나아 이거 패시브 왜떴지아 아모콤 이거 패시브 왜떴지 버블 피하고 세트로 오겠죠 그렇죠 걸렸지? 어야 아 이거 오류 때문에 안 맞았네 피해주고 사녀 맞았네 잡았다 역시 맞느냐 이번 스킬드네 탄타기 어 이걸? 맞았다 끝 흡수 갔다 nice. 갔네요 좋아 이야기 마음에 들어 아 갔다 흡수 <laughs> 학원 다섯, 시까지인데 가기 싫네요. 그래도 학원은 가야죠. 재접하면서 타라고요? 그거 들은 얘기로는 이거 퍼센트 20% 이상인 사람만 된, 된다고 했거든요? 어... 다 지금 여기 이분들 다... 어 그러네? 되겠는데? 스타랭? 이분을다 특수돼서 지금 이거 스타랭이거든요? 한번 그, 저도 나가볼게요 제접. 예, 예. 아예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깔게요, 그냥. 남자답게. 야, 잠깐만. 야, 탈인가. 아니. 야, 살아있는데? 야, 이거. 야, 오류. 야, 조졌는데? Cracking.